지난날 우리는 공포게임의 혁신이라 불리던 한 게임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사일런트 1PT 하지만 그 게임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여러가지 게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 리뷰할 게임도 그런 게임입니다. Precipice. 메뉴부터 읽지도 못하는 불어로 무언가 지껄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결국 우리는 알아먹지를 못하니 메뉴의 버튼을 클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죠. W를 눌렀는데도 전진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찾으려고 여러가지를 눌러보면 wow. Z가 전진, S가 후진, Q가 왼쪽, D가 오른쪽이라는 혁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획자 대가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진을 후진 하아해 두는 X 같은 세팅을 대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이 게임은 또 무서우니 전진보다 후진을 더 쓰게 될 겁니다. 이런 느낌일 걸까요? 아무튼 이런 키 세팅 병행도 안 되는 X 같은 조작감을 뒤로한 채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 형식은 대충 홀터만 봐도 나는 사일런트 LPT를 플레이하다가 가버렸으며 기분이 존시나 스모키한 상태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어필을 하고 있어요. 스타트부터 바퀴벌레를 영접하는 거라든지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플레이하면서 점점 올라가는 걸 보는 거라든지 기존에 있던 jump scare식 공포게임과 달리 분위기를 점점 고조시키며 오싹하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jump scare도 몇몇 개 들어가 있긴 해요. 아무튼 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Nightmare House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도 보이는데 아무튼 이건 넘어가고 게임의 전개를 살펴봅시다. 게임의 전개는 간단합니다. 문을 열고 문을 열고 문을 열다가 문을 못 여는 게 이 게임의 전부죠. 문을 못 여는 순간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때만큼 공포 게임에서 짜릿한 순간이 없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레 수백 마리가 온몸을 돌아다니는 극혐 퍼레이드를 느낄 수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공포에는 충실한 연출을 보여줍니다. 다만 위에서 말했다시피 같은 조작감이 반복을 계속해서 잡아당기죠 아니 진짜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형식으로 손가락을 배치하던 편한 자세가 없어요 게임 제목대로 기획자를 벼랑에서 밀어버리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체험을 하고 나면 엔딩의 상태가 썩 좋진 않네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었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플레이와 전혀 연관이 없어 보여서 놀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일런트 1 PT는 다음 작의 예고라는 느낌이 강한데 이 작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디게임에 개발자가 두세 명이니 이해는 됩니다만 좀 더 가다듬고 개연성 있는 엔딩을 냈었다면 이 40분 남짓의 체험은 게임은 조금 더 썸하게 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 게임은 Silent Hill PT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좀 내겠습니다. 라는 느낌입니다. 진짜요.